못 가는데 내일부터 오늘 아까 되는 거 내일부터 일찍만 그거하고 조금 하나 미니 닭다리 하나 미니 닭다리 아니고 봄닭고 음 봄이 맛있어 따뜻하지도 않고 일단 데우면, 데우면 되긴 하지만 아빠 이거 그거 같아 닭볶음탕 순한 맛? 응 약간 그런 느낌이다 맞아 아닌데? 간, 간장이 베이스인데 아니까 매콤하게 하긴 했어 내가 그래서 그런 느낌이야? 날 순한 것만 했는데 có cốt này